나 진짜 많아가지고 결국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거잖아 두 시간에 한 번씩 크기가 엄청난 거예요. 진짜 예쁘다. 아, 오! 원자력 화보에는 당도강철 따뜻한 거밖에 네. 없어요? 아,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? 근데 더워도 차를 마시면 <laughs> 금방 아, 차분해져 알겠습니다. 그럼 얼음물 저기 삼다수 좀 치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쪽에 그림 보이죠? 저 머리 위에 추나 그림. 저게 네. 영화에 나왔던 그림이에요. 아, 작가님 구나 네, 추 작가님. 저희가 미국에 살다가. 학생이세요? 아니요, 직장인이에요. 동안이라서. <laughs>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왠지 분위기도 딱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맞아. 느낌? 네. 유럽 전체를 다 보내줬어요. 근데 독일만 그래, 알았어, 알았어. 오늘 계좌 받으세요. 들어가세요. 네, 그래서 세 번 정도 나눠 마시는데 안 마실 때는 배꼽을 이렇게 입으면 옛날에는 이게 베레예요.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길었어요. 아, 맞아. 중국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뭐더라 엄지를 왼손에 받치고. 왼손에. 네, 조금 밑으로. 네, 네 그렇죠. 음. 이렇게. 어, 잘하시네. 음. 아, 괴롭다. 샤워하시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. 네. 그래서 왼손에 마치는데 마실 땐 진짜 어른들 앞에서는 한 손으로 마시면 안 돼. 참. 그리고 안개지네? 뭐? 인사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? 그냥 가도 되나? 가보겠습니다. 아, 네. 착하고 계산이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, <laughs> 보전 채식할 뻔했어. <laughs> 저 영수증 좀... 맛집인가? 아, 회사집 뜻에서구나. 아이디어가 좋네. 뭐 하는데? 체 택시 <laughs> 와 빨간머리 멋있다